뭘, 새로 주문을 해야 되나 엄청 고민을 했어요. 유튜브를 막 검색을 하면서 나한테 맞는 카메라가 무엇일까 일단 후보군으로 줄여졌던 건 이제 캐논 200D, 캐논 M50, 캐논 80D, 그리고 파나소닉 뭐 G7, GH 뭐 그런 거 검색을 막 했어. 그 카메라들의 색감들과 내가 조작법이 쉬운지 지금 이 카메라 나를 찍고 있는 건 60D거든요 DSLR은 나한테 너무 어려워 DSLR 컴팩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크기를 선호했죠 그 약간 그런 mirrorless로 가야겠죠 그, 그런 파나소닉 아니면 캐논 M50 아무래도 조금 더 친숙한 캐논 M50이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짜잔 이렇게 제가 아주 그냥 full setting으로다가 샀어요 로데 마이크 고를 이제 외장 마이크로 달아줄 거요. 이제 또 깜찍하게 또 흰색으로 저는 이제 M50을 샀습니다. 그리고 어디서나 self cam을 찍을 수 있는 고릴라 포드 1K를 사가지고 이제 엊그저께 다 완성이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self cam도 찍을 수 있고 뭐 이런 장비들을 싹 세팅을 했죠. 그래서 이제 액정 필름도 붙였는데 내가 멍청이 같이 얘를 처음에 끈끈한 데를 위에다 놓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문지르는 거야. 그 어떻게 되겠어? 끈끈이 먼지에 다 묻었겠지? 그 에라 모르겠다 해서 반대로 붙여서 기포가 이렇게 지금 탁 꼈어. 하지만 뭐 이렇게 액정을 보는데 문제는 없어. 터치도 잘 되고.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했고 64기가 메모리를 껴놨습니다. 그래서 이거 자랑하려고 켰어요. 그리고 이제 나의 새로운 겨울이 됐다 보니까 원래 찍었던 공간 앞 공간은 좀 추워서 네, 제옷방이자뭐 그런 곳으로 이제 자리를 옮겼어요. 그래서 에머공으로 찍은 카메라 컷이 궁금하죠. 이거는 60D로 찍은 카메라 컷이고요. 딱 하면 이제 에머공으로 넘어간다. 딱! 짠! 이게 바로 M50 세팅의 카메라입니다. 카메라 화각이 조금 더 넓죠. 이제 번들 킷이어가지고 조금 카메라 화각이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세팅입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이 카메라를 딱 받았을 때 너무나 좋았던 건 자동으로다가 딱 해놓으면 그냥 알아서 어, 내 얼굴을 탁탁탁 봐요 봐요 어, 그 단점에 대해서 카메라 배터리가 엄청난 광탈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에이 뭐 얼마나 광탈이겠어 생각했거든요 내가 그 첫 번째로 올렸던 양주시 홍보대사 그때 이 카메라를 들고 나갔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 게 없는데 카메라가 빨간 색깔 불이 번쩍번쩍 들어오고 있는 거랑 아, 왜 이게 카메라 배터리 광탈이라고 하는지 알겠어요. 어떤 카메라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 카메라에게 너무나 만족을 하고 있어요. 이 카메라 세팅도 색감 조절도 내가 이 안에서 가볍게 할 수 있어요. 물론 약간 저 DSLR보다는 좀 심도랄까? 약간 그게 조금은 부족한 것 같기도 하지만 간편하게 찍기로는 너무나 만족스러운 그런 카메라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액정이 여기 달렸어. 이렇게 막 아이패드랑 연결해서 막 여기 복잡실이 막볼 필요가 없단 말이야. 바로 이렇게 달려서 내 얼굴을 이렇게 한번 봐. 아 그리고 혹시 M50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고릴라 포드를 어, 1K를 사야 되나 3K를 사야 되나 막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하뭐 어, 외장 마이크 달고 뭐 하고 하면 1K가 부족하진 않을까?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충분해요 그러니까 고릴라 포드 1K를 사셔도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하여튼 두 달 쉬는 동안에도 계속 구독자가 조금 조금씩 느는 거예요. 그래서 엄청 놀랬고 감사했고 내가 이렇게 카메라를 고민하는 동안에 영상을 못 올리고 있는 게 너무나 죄송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빨리 빨리 앞으로 아이디어를 막 밤새도록 연구를 해서 되게 좋은 컨텐츠, 재밌는 컨텐츠 찍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밑에 이렇게 보면 좋아요 이렇게 있어요. 그렇게 한번 어, 누르는 거 어렵지 않잖아. 두 번 누르지 말고 한 번만 눌러야 돼. 취소되니까. 그러니까 좋아요 한 번만 딱 누르고 하여튼 그러고 안녕.